웃어다 dancing in the moonlight ton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tonight I can't 시선 예전과는 같지 않고 달리 없네 더럽혀진 손을 쓰겠지만 두렵지 않아 공허한 감정 끝없고 알아주는 이 하나 없고 칼날에 닿은 숨이면 차라리 판을 엎지 잠깐 손을 잡아 따라할 신호를 지난 나를 보고 나를 훨훨 날아 마비같이 구운 밤에도 다른 뜻을 댄싱 나는 날 tonight Night Hey you there, shall we dance? dancing in the moonlight ton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tonight 爱从大海，刚刚苏醒，突那不见。